안되겠다 또 누구 들어간다 또 누구 뭐 체험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학생들 나와보시게 아 진짜 있어 거짓말이라 진짜로 여기 보면은 잠깐만 예저 볼게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네 명이 총네명네 네. 아, 저희 아니요 뭐, 들어가세요 저희 안, 안 가도 돼요 아니 그래도 와갖고 체험하라는데 네. 내가 병원도 있어 먼저 하시고, 어, 그러지. 하시고 여기 하시고 병원 가시면 저희가 여기 들어갔다가 하면 될것 같은데 저희 4명이랑 시간도 더 걸리잖아요 와 잠깐만 아, 진짜요? 가짜 같아? 잡아봐 아 얼굴을 못 빼가지고 아 그래? 어, 아, 어 그래 좀 좀만 조용히 있어 봐봐 네. 내가 최대한 빨리 하고 그 하고 나올게 방송 보고 어 방송은 보고 있어도 돼 어, 어. 2020년 11월 29일 여행 40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자 150을 잡으세요 여러분들 아, 뭐야 씨 깜짝이야 여러분들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폐병원입니다. 누구야? 잠깐만 저 뒤문 뒤에 누구야? 어?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마. 진짜 밖에서 얘들이 보고 있다 밖에서 얘들이 보고 있다 밖에서 얘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 그대로 가어더 해봐 밑에 비춰 일단 일단은 밑에 비추고 자 카메라 나한테 돌리지마 후리 시켜 후리 시켜 어 후리 시켜 아무데도 도망 못가 밑에 비춰 비춰 비춰 비춰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비춰. 음, 귀신아 이 소리겠지. 이럴 정도면은? 뭔 소리야? 이것도 바로 확인해! 어? 어. 와 미치겠다 진짜 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엄청 가까이 있어. 기운 세. 기운 세, 기운 세. 허벌한 세. 내가 초반부터 이런 카드는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은 제가 팥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저 이러기는 싫습니다 그래도 그냥 일일이 대가지고 저한테 띄워주지 마세요 그냥 뭘 확인 확인을 시켜줘도 어차피 바로 뭐야? 뭔데 이거? 뭐야? 어? 뭐야? 확인을 시켜주면 확인을 시켜 와, 딱막 미쳐버리네. 오늘 난리도 아니네. 난리도 아니네 미쳐. 뭐야, 줄이야? 줄이냐고? 뭐야? 줄이야? 아니, 뭐야 도대체? 뭐야 깜짝이야. 왜? 아, 왜, 왜, 왜? 아, 네가 체험하려고? 아, 그래? 아, 그래? 아, 체험하려고? 자, 3층으로 오자. 추우니까 어떻게 형님이 또 욕심 낼 수도 없고 한 번 온 김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가자. 대신 여기 너희들 여기 여기 상호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위치라든지. 네. 어, 어? 뭐야? 열려 있었는데 원래. 잠깐만 잠깐만 나 다치게 다치게 내가 할게 할게. 어? 나도 그때 여기 있었는데? 왜 그러지? 어? 어 열린다. 유리가 많이 깨져 있네. 어?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돼긴 했어. 근데 문은 열려 있어. 채팅 채팅 보고 있냐? 네. 채팅 재밌지? 네. 음. 주머니손 빼라 고손 시려. 아 주머니 손 빼라 고 지금 손뺀 거야? 아니 아니 손 시려. 아손 시려서. 음 그래 그래. 얘들아. 네. 예. 옷은 원래 이런 거냐 아니면 네가 붙인 거냐? 원래. 원래 이런 거야? 예, 비싼 거. 아 비싼 거야? 예. 어디 거라고? 오 씨발 뭐야? 도망 야 도망. 누가 네가 있어? 아니요. 누가 있는데? 저, 누가 있어? 저요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진짜 안 했어요. 아, 씨, 하지 마. 이게 다쳤잖아요. 아이 그 깜짝이야. 씨발 왜 다쳐 갑자기? 아, 씨, 누가 장난치냐? 누구 왔냐? 아니 아니 아닌데. 아, 누구 왔냐? 안, 안 왔지 누구? 아, 씨, 깜짝이야. 씨. 아, 이게. 아 저기 뭐야 이거 아 지금 저쪽이 이쪽 앞에 쪽이 있구나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아따 우리 조호님께서 좋은 장소 제보시는데 경찰이 자꾸 못 가네 아 솔직히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어, 경찰이 되게 상주 중에 있는데 자기는 조금 그렇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천까지 한 번만 태워다 줘. 이걸로요? 어. 그냥 이거 차고 가세요. 어, 그래 돼? 네. 내 차가 제일 좋지 그래도. 야, 저거 타고 가다가는 씨. 머리 김무수 대불지.